어, 귀여워. Đã dạ, dẫn dạ, rồi Thank you. 딸기요? 딸기도 만약에 크게 캐물 수 있었다면 나는 딸기보다 크게였어. 이 묵직해. 무서워? 아 무섭 무섭대 <laughs>